짠! 나라입니다. 예고편 많이 기다리셨죠? 저번 헤라의 그랑프리 혹시 못 보셨다면 위쪽 링크로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고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짠! 들었어? 내가 완전 엄청난 득점을 물어온다는 소식! 아니, 못 들었는데? 지금 들었잖아, 지금! 샤이닝스타 스쿨 사상 최대의 득점이야! 대체 어디서 그런 걸 알아왔는데? 그게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지. <laughs> 제가 채나라에게 직접 들었는데 솔로를 할지도 모른다네요. 51화 긴급 속보 나라의 솔로 데뷔. 뭐? 채나라 솔로? 특정이다 특정! 안돼 이거 내 거라고. 뭐? 채나라 솔로? 그러니까 그럴 수가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제가 솔로로 데뷔한다는 건가요? 익명의 제보만을 믿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기사를 쓰다니 안 돼요 안 돼. 이럴 때가 아니지. 애들이 오해하기 전에 빨리 해명하러 가야겠어요. 그럼 이만!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 오케이 thank you!